호박이랑 가지가 진짜 부드러워요. 진짜 사먹는 것보다 맛있다. 진짜 사 먹는 것보다 맛있다. 닭볼이 감칠맛을 더해주고요. 애호박이랑 가지가 진짜 부드러워요. 와 진짜 맛있는데? 미니볼 고기랑 애호박이랑 가지 때문에 야채 육수를 같이 먹는 기분이야. 진짜 여러분 해드셨으면 좋겠다 진짜. 오! 嗯。